Yeah, alright, yeah 호랑이 mm. 굿모닝 안녕 좋은 아침이야 이불을 걷어 몸을 일으켜 세워 yeah. 옷장 열어 1번 2번 3번 자켓 오늘은 뭐든 잘 어울릴 것만 같아 호랑이 시리얼 한 입에 털어넣어 우유는 흰색이야 기운이 쑥쑥 넘쳐 놓쳐 단검 거의 맞춰 어디 가든 시선 고정 여기 내 놀이터 oh 아, yeah yeah 오늘따라 yeah yeah 하늘 위 나는 기분이 좋아 허필 문이 옷을 입어서 그런가 봐 하루가 좋아 호랑이 파워 yeah yeah 호랑이 나 나는 노래 불러 yeah 호랑이 노래 호랑이 p o yeah yeah 호랑이 p o yeah yeah 갈색 무늬 검색 무늬 흰색 무늬 전부 다 갖고 와다잘 어울리니까 햄스터라고 놀리지 마 진짜 짜증나니까 난 호랑이니까 그러지 말아줘 몰라 몰라 나도 몰라 자꾸 그렇게 놀리면 yeah yeah 호랑이 그룹 어떻게 다른지 yeah 보여줄게 짧은 내 움직임 yeah 어흥 말고도 할 줄 아는 게 많지 나는 호시 호랑이의 호지 oh, 아, yeah yeah 오늘따라 yeah yeah 하늘 위 나는 기분이 좋아 허필 문이 옷을 어, 입어서 그런가 봐 하루가 좋아 호랑이 파워 Yeah yeah 호랑이 파워 w e r Yeah yeah 나는 나는 나나나 나는 노래 불러 Yeah 호랑이 노래 호랑이 파워 w e Yeah yeah 호랑이 파워 w e Yeah yeah 갈색 무늬 검색 무늬 흰색 무늬 전부 다 갖고 와 저절 어울리니까